140 5m 거리의 파4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나이스 페어웨이 정신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차 타세요. r e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준비. 오진이 차례입니다. 오른쪽이 가드라인과 네. 가까워서 위험합니다. 주의해주세요. 샷. 잘 f a 오진이님 스윙할 차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r e Fairway. 더 봤습니다. 오르막 보세요. Ready. 아이고. 전선주님 커피 사진입니다. 음, 저는 똑바로 봤습니다. Ready. 전선주님 커피를 사진 홀컵 바로 보시겠습니다. Ready. 와이라고. o n d o u b l e bogey. 오른쪽으로 꺾인 420m 거리의 파5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시면 됩니다 어깨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샷하세요. 캐리가 놀랍니다. fairway.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쳐야 되지 않나 왼쪽으로? Ready. fairway. Ready. Nice ball. Ready. 있 네. 오디오를 커팅할 차례입니다. 우측으로 한 클럽 정도 받습니다. Ready. 전투주님 커팅할 차례입니다. 홀컵 우측으로 3클럽 정도 받습니다. 더블 보기 자 선생님 커피할 차례입니다 왼쪽으로 Ready. 것 같습니다 더블 보기 주인할 차례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차 타세요. Ready. 와 어, nice. 오진이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Birdie chance. 홀컵 우측으로 세 컵 받습니다. Ready. C, bogey. Birdie chance! Ready! ready. 39m 거리의 파4입니다 뒷바람이 불어서 거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rough. ready Concede. Double bogey. ready. Fairway. Ready. Rough. 전선주님 커피할 차례 좌측으로 세컨입니다. 오르막 확인하세요. 버기 오준님 커피할 차례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r e 버기 잘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오전 일날 긴장 풀고 준비 되면 시작하세요. 네. ready. 컵 왼쪽으로 한 컵반 받습니다. 우선님 커피가 종입 왼쪽으로 한컵 받습니다. ready. ready ready 수익으로 상속받습니다. Ready. Concede. Bogey. 전승진님 커피가 차입니다. Ready. 한컵 받습니다. Concede. Double bogey. 마시고 Ready.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굿샷. 페어웨이 ready 저수진님 커피나 차린 홀컵 바로 보시겠습니다. e y ready. 네. 바퀴버입니다 네. 바람이 뒤에서 불어서 공이 조금 더 날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OB 전 선생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합니다. 네.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stairway. Ready. 오진이님 파생을차린 홀컵 오른쪽으로 한 클럽 정도 받습니다. Ready. c o n c e d 선택을 받습니다. Double movement.